D-pad는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방향 조절에 필요한 버튼이고요. D-pad 우측으로 보이는 ABXY 버튼은 기존의 게임 컨트롤러와 마이너스를 눌러 볼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. 쉴드 컨트롤러의 상단부 쪽을 보면 양쪽으로 4개의 버튼이 있고 중앙에 헤드셋 커넥터와 USB 충전 포트가 있는 게 보일 텐데요. 마이크 일체형 즐기는 고성능